大家好，我是分享人小裴。今天我们的主题是大学校园游，所以我来到了地铁二号线的梨花大学站，梨大站二号出口哦。上次和我们一起玩的西西呢，今天和我们一起同行，一起游校园哦。你好，你好，你好，你好。你 사람 네,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. 왜 그러죠? 어, 글쎄, 우리 한번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? 알아볼까요? 알아볼까요? 요바! 요바!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. 그치? 아,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. 뭐? 어떤 거? 이런 거 이런 거. 이런 거. 뒤에. 귀엽게. 在接待中心，我拿到了参观指南。呃，这里有六大景点推荐，可以这样转一圈。啊，这边有显示有专门指定的拍照区域，其他区域呢最好是不要拍照。去转一下吧，走吧。 这里就是有名的一西系建筑啦。听说这里原来是运动场啊。 아, 네. 옛날에는 이 장소가 어, 안 쓰던 그런 운동장이었대요. 근데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루가 만들었거든요. 근데 보통 건물은 지상으로 만들어진 거면 이건 지하 4층으로 만들어진 게 특징이에요. 음, 据说这里也有卖纪念品的地方哦. 맞아요. 그런 것도 여기서 파는데 바로 저쪽에서 팝니다. 내려볼까요? <laughs> 더 음. 이뻐요. 음. 그분이 정치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. 그러니까. 我们来尝试黎大最有名的金枪鱼紫菜包饭喽。一般金枪鱼紫菜包饭的蛋黄酱都会拌在里面，但它比较特别，它是撒在外面的。尝一下吧。辣的金枪鱼紫菜包饭，辣味儿。吃不了辣的人呢，建议吃。 정말 매운맛 청양고추 들어있다 매운 게 늦게 오네 아 매운 게 늦게 와 몰라 라먹어라고这个是烤杂菜新疆

确实和外面的比起来呢，味道也很不错，而且性价比也超级好。